밤새 밤새 눈이 내렸어 아 눈을 떠보니 밤새 새하얗게 쌓이 눈이 밝은 4월의 햇살 속에 맑은 이슬로 사라져가 속에 밤새 하얗게 내린 너와의 기억들도 어젯밤 눈처럼 아침이 오면 눈부신 햇살 속에